Thank you. 그 그거요. 어. 사람 옷을 말잖아요. 사람 싫어하는 거 아니지? 맞아요. 감히 싫어하는 Yes. 그치? 근데 나쁘아 이번에. 네. 감사합니